서영이고요. 지금 에미 선생님과 함께 항상 체중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알 수 없는 좀 각종 질병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던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채식을 하면서 정말 가벼워짐을 경험했고요.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넘치는 생활을 경험했어요. 그리고 케리 선생님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피부가 좋아지면 나누고 많은 분들을 뵙고 싶고요. 저도 앞으로 좀음식에 대해서 더 많이 공유하면서더 많은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제 책들을 써내고 싶어요. 응원해주세요. 네. <laughs> <laughs>